Thank you. Please invite us a u f h e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How do you, how do you say bless? 이게 없네. 이게 없네. 기대가 됩니다. 대박이다. 몰야 이걸 듣는 것도 대박이다. 비밀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야 이건 거의 뭐. 이건 쉬웠어. 이거 되게 쉬웠어. 아 우리 5점이야 지금. 5점이 되게. 아, 뭘까요? 뭐. 뭐, 아 적응할 때 됐잖아요. 그죠? 너무. bless you. 음. Thank you. 하고 어, 어 죄송합니다. 어, bless you. 음. Thank you.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아 지금 1대 0으로 앞서 성 팀입니다. 예뻐진 호비도 정확한 질문을 모르겠어요 <laughs> We go to a magic magic shop. It's like some <coughs> kind of shop. Yeah. And we, you know, give our trauma and we <coughs> get we get something back. Bless you. Yeah. <laughs> Oh, Thank you. Yeah. 엎드려 엎드려 느릿하여 안 하네 느릿하여 안 하네 Come on. I have to find it. Come on. Where is it? I have to find it. Come on. Where did it go? Come on, where is it? I have to find it. さあそれではよろしいですか準備 OK? はいそれでは行きましょうジョングクさん起こしてくださいどうぞ何これ寝言寝言言ってるほやえ I go sorry Thank you Pleasure with it 아왜꼭 여기서 멈추는 거야? 아 왜 자꾸 여기서 멈추는 거야? 너 왜 재채기를 해? 어우 갑자기 재채기 야 공기가 안 좋나 봐 공기가 안 좋대 자 다시 갑니다 어여 공기 우와 어, uh, Hello. Hello. Obrigado.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게 참 아직 난 멀었구나 덜 성장했구나 내가 서른 살? <coughs> 이건 잘못된 재치기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재치기를 할 때는 <coughs> 이건 잘못된 재치기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재치기를 할 때는 일자수로 지칭하는 게 사실은 사랑해 자여러에서에서준주시서 뒤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와, 여러분. 재채기 한 거야? 참, 참 어이가 없네. 이 친구 연차를 먹더니 재채기도 요 이제. 에, 치, 어, 어 잠시만요. 승씨.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태태 친구. 그래서 야, 참고 나와. 어마어마한 거 써놨다. 준비됐어? It's so short. He wants to skydive with that short hair. 진짜 진짜 한번 해주세요. 수다 수다. 분명. 에! 불수다. 에! 최초 랩모 웨딩 최초 아무튼 저희 아, 저 네! 세계 최초로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끝나갔는데 아참올한해 너무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잊지 못할 한 진영 같아요 <laughs> 죄송한 아 저 완전 진영인데 저거 어리다 <laughs> in, in, in the Instagram and bless you 이게 꽃 네, 네. <laughs> 너에게 어울리는 시 제목을 들려줄게 껍데기는 가라 신동요 자 우리 다시 2위